어떻게 오셨어요? 아, 상처가 나서 한번 볼까요? 네, 생각보다 꽤 많이 찢어지셨네요. 이게 봉합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닦고 해드릴게요. 네. 티가 너무 많이 나신 것 같아서 일단 소독하고 닦고 해드릴게요. 네. 닦고 해드릴게요. 상태가 좀안 좋으신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방학하 전에 오늘도 오늘 잘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뭐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상처 남을 수가 있어가지고 원래 봉합하는 게 좋을 까요 좀 따끔하시죠? 네, 좀 따끔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상태가 워낙 좀 심각하게 지져진 상태서 네, 좀 말, 말하기 좀 뭐해서 네, 말하기 좀 그렇네요. 상태가 너무 안좋아세요 지금. 네. 그런 일 있긴 있거든요. 정말 종종 끈을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네, 화장실에 피가 묻어나올 정도면 진짜 좀 심하게 이제 네, 심하게 찢어지신 거죠. 예, 이 정도면 거의 심하게 찢었을 거예요. 코에, 예. 네. 어쩌다가 이렇게 되신 건지 모르겠는데, 예. 예, 안 좋으세요. 심한 거예요. 진짜 심하신 거예요. 예, 네, 이것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. 다행히 뼈 부분은 보이지 않는 걸 보니, 네. 네. 네. 다행히 뼈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 근육 쪽에만 살짝 찢으셨나 보네요. 뼈까지 드러나면 심하게 찢어지긴 한 건데 티셔츠 신발 입었지, 그래서. 이보다 더 신는 게 있긴 있지. 네, 그런 경우에 생더 심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. 네, 거 네, 뼈가 보이는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정말 파괴되면 잘많이 없는 경우가 상자 너무 지 좋아져. 이거 보면 견뎌야겠다. 장난 쳐보더니 실수로 어이가 없네. 사실은 옷이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오셔야 돼요. 네. 농실 아니에요. 진짜 나중에 실 풀러 오셔야 돼요. 예, 불편해도 어째어 나중에 풀어오시면 되고요. 네, 나중에 풀어오시면 되고요. 네, 은 나중에 풀어오시면 돼요. 불러오시면 되기 때문에 체크요. 2시간에 한 번씩 또 오셔야 되고. 원래보다 저산수급입니다 네, 거의 산수급이죠 제가 말했지만. 진짜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이걸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, 음. 네,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잘 안되냐 예전에는 진짜 선수급으다 했었는데 보여요. 힘든 적은 있었는데 지금은 영 아니네요. 거의 다 끝나가니까 좀만 참아주세요. 밤이 잘안 잡. 끝나가요. 이제 끝나가요. 좀만 참아주세요. 이제 끝나가니까. 이 제가 파는거 거의 다 마무리 되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. 안 보인다. 잘안 보여. 혹시 영 디자인 나와서 Gut. 실다 정리했고요.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 잠시만요 필요 네, 없는 거 정정 해줄게요 실버분 한번 가야 되시는 거 아시죠? 몸무신 아니니까 글씨 좀더 없어졌고 음, 다음에는 이걸 잘해줄 고 상추 전, 상처 대부분 이상한 부분 이유가 노래가 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네네. 쓰일 때 조심하시고요. 수 네, 한번 다시 오세요. 상투 봐야 되니까. 자, 됐어요. 어, 이렇다 끝났습니다. 다행히. 생도안 좋아요.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. 다 끝났고요. 네. 상태 없안되 아시죠? 그럼 까보세요. 안녕.